What's up live fams? Alright today's video is about my student preparing for his OPIC exam. For those who don't know what is an OPIC exam, it is an exam for speaking and yes where you could use it for one's qualification. Uh, my student have told me that his exam is just around the corner. I believe it was like at the end of August or something. Well anyways he would like to test out his ability. Let's get on to it, guys. Hey! These days, almost people are obsessed with MBTI. I don't know the reason. However, I think MBTI is just Korean trend. So as time goes by, MBTI trend will be done. In fact, my MBTI is INFP. INFP person are independent, introvert, and emotional. But I'm not sure because it depends on my mood and my mind. Uh, when I get test results, it's always different. Done. Excuse me? Is it Apple Service Center? If it is, can I ask you something about my laptop? The thing is, my laptop doesn't work yesterday because I dropped my laptop in school. So can I get can I get warranty service? Oh, if I have warranty period, can I get may I get warranty service for free? If it is not possible, how much is the cost?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I will go there right away.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수고 많았고,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 필백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루프탑이잖아요. 그래서 장음이 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목소리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시험 치러 갈 때는 안에 컴퓨터 안에 공간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어, 뭐라 해야 될까? 소리 안 켜도 됩니다. normal한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든지 얘기를 할 때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걸 그 전달을 할 때 내가 안 틀리려고 하면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는 것도 천천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말을 기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은 시선 처리가 계속 옆으로 가서 그냥 약간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솔직히 거짓말하면은 사람이 좀 찔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선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그래서 나을 똑바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말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실수를 해요. 선생이잖아. 그래서 어, 틀려도 조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진행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노래하면서 노래 한 박자 틀렸다고 다시 할게요 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틀려도 계속을 하잖아요. 오디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틀려도 계속 진행해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